아이고 좋아 들와드르나한 번에 확 먹지 마 요리기 우애 이불 불 풀풀풀 이빨 좀 볼까? 마사지 할까? 마사지? Yeah. <laughs>